라라 어 새끼 아이 또 왔어 이 새끼 노하너에서 포하너를 찾으시다니 아 갔다 왔어 로봇 Evet. It's okay. Thank you.